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저희가 무프컷을 했었잖아요. 네네. 반응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생각하시는 스타일이나 어... 있으실까요? 제 머리 색깔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 어떤 네. 색깔이 어울릴지 몰라가지고 이제 원장님께 여쭤보려고 아, 네, 네. 나왔습니다. 탈색 이런 것도 괜찮으세요 혹시 파격적으로? 어 네,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는 <laughs> 그러면은 저희 이제 오늘은 밝게 네네.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지금 BTS가 지금 네, 인기가 진짜 난리죠, 많, 네. 많잖아요. 그래서 지민이라고 하시는 어, 분의 네. 머리 색깔을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머리 색깔 되게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음. 다양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수준 고객님께서 얼굴 톤이 약간 노란 톤에 가까우신 <laughs> 웜톤에 가까우신 네, 어, 까무잡잡해요. 예, 예, 얼굴 색깔이셔가지고 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네. 약간 밝은 톤인데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 보면 애쉬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톤을 이제 비올레를 섞으면 좀 약간 이런 톤이 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이 음. 콘서트 왔다가 헤어 제품이 필요하면 이 미용실 올 수도 있겠네요 <laughs> 그럴 수도 뭐... 있겠네요 근데 방탄소년단이 오지 않고 매니저가 오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민이 직접 오지는 않겠죠 지민이 직접 오지는 어. 않죠 어. 저희도 이제 애플 시작하는 그 명품 브랜드인데 음, 거기 출장 팬 머시기 네, 네, 네 f 시작하는 근데 뭐지? 어 오셨는데 못 알아봐가지고 미용실에 왔었어요? 네네네 왔는데 원장이 못 알아보고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아 진짜요? 우리 모두 자기 노래를 <laughs> 자기 노래 따라 부르면서 네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요예인인가 생각을 속로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저희 직원 중에 그분이랑 얘기를 계속 했는데 자기 뭐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연예인 DC 다 받았고 뭐 얘기하시더라고 아. 그래서 뭐 어디 연예인이냐 물어봤대요 <laughs> 그게 뭐라고 했대요 이름이 그래서 그래서 방탄소년단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오시면은 전 알아볼 수 있습니다. <laughs> 아주 잘 알아볼 수 있죠. 아 근데 아쉽네요 그 그분을. 그죠. 네. 프랑스에서 네. 케이팝이 어떤 어떤가요? 혹시 어... 젊으시니까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아요. BTS는 사실 K-팝 그룹이라고는 그 분류를 사실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 장르로 아이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이제 젊은 제 친구들 봐도 음.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음. 이제 그, 그 저희 K 뮤직을 접하고 음. 아이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룹들을 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 외국에서 이제 음악을 시작하고 그 하려는 입장에서 이제 뭐 한국 힙합이라든지 R&B라든지 다 그 씬이 유명해지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음. 알려지잖아요 그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실 한국에서도 음. 힙합이나 이런 걸 관심 없는 친구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친구들이 그 자기네 입으로 이제 그 레이블을 말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잘 빠지네요 색깔. 아 진짜? 네. 다행이네요. 음. 네, 샴푸를 하고 나왔고요. 네.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짠! 아 건망해. 머리가 <laughs> 잘 빠졌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빠, 빼면 이제 하얗게 되긴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냥 요 정도에서 네, 머리 예, 하, 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죄 그 정도 니다 머리 말려볼게요. 네. 그 정적이 <laughs> 이 정적은 어디서 있니 머리를 이제 다 말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 노란기를 좀 빼는 염색약을 바를 거예요. 네. ash violet인데 보라 색깔이 약간 좀노란기 빼고 음. 노란기좀 빼보는 작업을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근데 냄새가 진짜 <laughs> 세네요 세죠? 네. 이 양이 되게 세네요 홍어 냄새가 좀비슷하죠 아, 진짜? 음. 자 여러분 이제 머리 도포를 다 마쳤고요 이제 한 10분 정도 뒤에 머리를 헹궈 보겠습니다 머리 색깔이 이렇게 양만 바르기, 바르기만 했는데도 너무 예뻐요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하시죠. 너무 네. 밝지 않아서 피부톤이랑 잘. 네, 네. 너무 밝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밝으면 약간 까무잡잡한 분들은 사실은 음. 좀 살짝 어두운 게 낫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너무 대비되니까 더 까매 보이니까. 음. 그래도 뭐 밝게 하신 분들 밝게 하셔도 돼요. <laughs> 자기가 그럼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맞아요. 멋있다고 만족을 하면 그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머리 조금만 이상이지거나 음, 음. 예민해지고 어 뭔가 조금만 예민해. 아침에 뭔가 머리가 안 말려지면 음. 아, 예. 하루 종일 막 사람들을 못 쳐다보고 왜냐면 자존감이 진짜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모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는데 파리에서 살고 나서 자존감이 많이 진짜 좋아져서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어 파리 파리 오시면 이런 분알수 있습니다. 파리 아, 연락주세요 <laughs> 파리에서 이제 휴진님께 연락주세요 <laughs> 진짜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것에 용기 내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거기서부터 이제 자존감이라든지 나에 대한 어떤 신뢰감 뭐 그런 것들이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자존감이 네. 많이 낮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솔직히 이렇게 머리를 음, 네. 약 발라놓고 이렇게 올백을 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아, 불편하시아 이게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마이너스가 근데, 굉장히 심한 아니 근데 안경을 맞춰서 안, 배, <laughs> 되는 게 없어서 지금 혼자서 이불 덮고 막 보면서 이불 벌이 찰거입다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제 편집, 어... 편집자분을 믿었는데 네. <laughs> 이제 너무 <laughs> 너무 여과 없이 나가서 괜찮습니다 저는 아, 이제 머리 샴푸를 마쳤고요 오늘 스타일링은 이제 이렇게 요즘에 아이돌 그룹 분들이 이제 뭐 BTS도 그렇고 이렇게 뭐막 아, 이렇게 화려한 그런 스타일링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노멀하게 하시는 음. 스타일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5대5나 아니면 뭐 6대4 뭐, 뭐 약간 요, 요런 느낌으로 가르마? 가르마 스타일링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색깔은 너무 일부러 잘 나왔어요. 지금 안 보이시기 때문에 고객안 음. 보이시기 때문에 카메라에 안 잡힐 것 같아요 색깔이 안 좋다 요 너무 빨갛게 나오는 음. 일단 말려볼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이번에 설명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이쪽 볼륨 많이 살리고 싶으시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막 가르마를 타서 연주를 하실 때는 가르마를 막 이렇게 타서 막 굳이 막 이렇게 네. 말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처음부터 그냥 앞쪽으로 음... 쏟아서 말리시면 네. 볼륨이 많이 살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서 이렇게 앞으로 쏟아서 말리기가 어렵잖아요. 네. 숙여서 이런 식으로 음. 말리시면 음...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매끈한 느낌으로 모자이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앞쪽 부분 같은 경우는 볼륨을 좀 많이 좀 주고 이 옆에도 살짝 볼륨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간 5대5인데 살짝 이 위쪽에서 약간 넘어가는 느낌으로 음. 이렇게 할 거예요. 모자이를 해보겠요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네. 작은 물 같은 걸로 이렇게 음. 피로 바람을 쐬준 다음에 식혀주시면 볼륨이 많이 살아요 식혀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볼륨을 더 넣고 싶으시면 네. 집게핀 같은 거 있거든요 네. 그걸로 꽂아서 조금 텍스처를 아. 네, 살리는 거 드디어 머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머리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진짜 마음에 들고 색깔이 진짜 예쁘게 오늘 잘 나온 것 같은데 되게 탈색도 많이 하지 않고 머리도 많이 안 상했는 데 예쁜 색깔 내줘서, 내주셔서 원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색깔을 잘 기억했다가 다, 나중에 이제 색이 빠지면 한번 더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원장님도 그날 가서 뭐 네. 찍어서 고객님들이 올려주셔야죠 영상. 네. <laughs> 다들 야광봉 들고 이제 아미가 되셔서